而家平日下晝嘅三點，喺九號出口呢邊都係好多人來，不過呢邊因為係出口啊嘛，所以多人都可能係正常。呢間平時係好多觀光客會入去食嘅餐廳，冇開啦。MCN 係好耐冇開門啦，然之後呢間嘢係，但係佢裝修緊咯，佢本身係通訊公司嚟嘅。老虎堂係咪真係冇人咧？ 冇乜咯，真係。以前係食辣嘅，咦？我哋咦？我咪喺度食過嘢咧？係啊，我喺度食過嘢咯。佢直情執咗，佢係因為 Corona 而執咗咩？係啊，應該兩個禮拜前仲有嗰個近翻喺度。呢條呢就係平時好多鋪貼嘅街，不過其實我覺得呢邊不嬲都好似差唔多人流。哦，冇開呢一間，呢間冇開，定係因為我太耐冇嚟啦？好似好耐冇嚟宏大咯。 你覺得呢好少嚟好嘛？拍烏蠅，全部拍烏蠅，一個客都冇。其實開鋪又唔係，唔開鋪又唔係，對佢哋嚟講真係，誒開鋪就要請人，所以佢哋自己睇鋪。啲老闆自己出嚟睇鋪。哇！個天空，我都話 iPhone 影嘢真係好靚。韓國人嘅數量係差唔多，平時係多遊客咁樣呢條街。 呢邊啦，冇咗咯，呢間鋪。對面呢個咧，對面呢個都可能係。執咗千幾間鋪嘛，但係鋪頭執嘅同時咧，亦都有好多新嘅鋪頭又出現我又見到。我上次去市廳，經過市廳個地鐵站，有兩間麵包鋪係新開嘅，搬麵包搬嗰啲機架嗰啲嘢，俾我見到。我覺得佢哋係冇計咯，即係佢哋點都係簽咗嗰個時間， 佢哋係冇得冇得唔做。唔知有冇開咧？開茶樓咖啡有喎，遊客勝地嚟嘅呢個又係，有開啊有開。都宏大而家即係都係仲有人嘛。我覺得其實幾多人。比起明洞，我覺得應該明洞會凄慘啲，因為明洞基本上完全依靠外國人，但係宏大，我覺得係一半一半外國人同韓國人嘅比例，所以好多韓國人都係有出到嚟。係 Grand Open，但係佢而家冇 open， 佢話延遲 open。台灣嘢飲嚟㗎喎，三月三十一號最後一日。人流雖少，但係每一間都係正常營業，而且係有客人嘅。我真係好耐冇買衫，特價應該好。特價咩？冇啊，一樣嘅價錢，都係萬五。喺度修理中， 揸咩咩事啊？做咩今日咁多呢啲臨時休業啊？呢、個 clubbing，佢佢係直接冇寫到至到幾多號咯。係啦，都係新裝修，即係都係有新裝修嘅。哦，冇開。打攪晒。 여기 오픈한 지 얼마 됐어요? 저희는 오픈한 지 3주 됐는데 여기가 원래 스트릿이 사람이 참 진짜 많았는데 네. 관광객들이 네. 지금 생겼잖아요. 네. 외국인이 네. 없으니까 네. 지금은 한국 사람들만 오고 있죠. 근데 신기한 게 일요일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. 금토 일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일요일, 그 다음에 토요일. 원래는 불금이라서 금요일이 사람들이 제일 많았는데 버스킹이 또 요즘 금지됐잖아요 버스킹도 지금 안 된지 지금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오진 않아요 버스킹 영상보다 그나마 아예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그건 아니라 하던데 그냥 네, 잘 알았대요 네. 홍대는 약간 반반? 그래서 영업이 많이 없어져도 그 영업시간도 짧게 하요 지금 저희가 한9시쯤에 오픈해서 8시 쯤에 가요. 주말에는 더 있어요. 주말에는 한 9시, 10시. 아 원래 2시 오픈을 할 예정이었어요. 원래는 더 일찍 오픈하려 했는데 여기 근데 홍대 자체가 사람들이 오전에 많이 안 돌아다니고 또 점심, 점심 먹고 또 그러기 때문에. 哇，好耐冇飲奶茶。 어, 많이. 메뉴 없는 걸 준다고? 係咪特登整一甜 음. 한국은 단 걸 좋아해서 응. 만약에 그러니까 홍콩 완전 진짜 오리지널 스타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먹을 거예요. 아, 왜냐면 디저트는 달아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음. 하나도 안 달면 아, 어쩐지 이게 훨씬 더 달아서 네. 근데 왜냐면 저희 또 한국 사람들은 딱 괜찮다고 뭐 오히려 오히려 홍콩에서 먹는 에그 와플은 약간 밍밍해가지고 뭔가 부족하다고佢呢個樽裏邊嗰個奶茶都甜甜好多，嗯係嘛？我嗰個，對比香港奶茶，嗯哼，有陣唔覺得好飲，但係哦甜咁樣咯。係啊，嗯。但係佢哋話，我哋比其他即係韓國人飲佢哋啲哎我知佢哋都話好飲。我覺得한국 芝士波，佢呢個好似 takoyaki 咁啊。我聽日買係覺得佢得意。係咯，好得意。嗯，好靚啊！而家呢個就嚟 夕陽。你有冇行過呢啲橋啊？我好中意行橋喎，其實真係行喎，呢真係無聊嘅時候就行。二四蚊先。今年都冇，今年都冇，但係今年冇面色文字吹過嚟嘛，而家係 所以咧，所以係唔好出街。如果唔係塊面會好乾燥。所以我而家喺車入面。 其實就係主要個目的係我要問朋友借電腦，因為大家可能睇過我之前有一個 vlog 裏面有講過話，韓國銀行嘅 e-banking 咧係好麻煩，係 MacBook 通常都做唔到，有啲係 MacBook 唔支援啦。我而家就要問朋友借一部非 MacBook 嘅 notebook，咁所以今日我非常之感激佢肯借電腦俾我，因為本身其實諗住借佢一兩次嘅啫，但係點知佢係成部都借俾我，感謝他。 所以話啦，出外係靠朋友的。感謝大大，我而家要將呢部電腦開箱。咁大聲嘅今次，即係我我呢邊有事啦，應該係。應該係經過我下行下呢條路先。好，喂，我好耐冇用過非 MacBook 嘅以外機，Taiwan based。死咯！password 係咩？ 我 password 係咩啊？你改下密碼嗰啲。啊，唔好韓文得唔得？但係你喺度買㗎？我喺度買，但係可以裝其他文，但係我裝咗韓文。唔得，我裝中文好煩，唔想睇其他。你可以 format 佢喎。冇佢直接 Window 轉。佢都咁樣轉嘅咩？咦，佢直接 Hangul 歌嘅，佢冇其他。冇得轉㗎。按啊有，按到出㗎，唉嚇死我咩？呢個語言啫嘛。應該呢個成個系統應該點解要咁做？ 喂，應該係點樣點樣轉語言啊？死啦！shit，我真係好耐冇用過。咁啊，但係 Window 本身唔係有好多個語言㗎嘛？但係你淨係可以揀一個你裝嗰陣時。係要裝嘅咩 system？即係用嗰個光碟裝。哦，因為部機一買翻嚟係咩都冇嘅，即係你要買個 Window 翻。唔緊要，反正我都係處理韓國嘅業務啫。算啦，唔使轉。嗯，要連咗上網先。 度上網？有人居定有呢個？係係。係。睇嚟真係好多年冇用喎呢個。五六年啦，我係。我唔識用 Window 而家。啊！我加咗啦，加咗啦。咁然之後咧，邊度係右鍵啊？度啊！你而家係開嗰個空氣驗證啫，可能要好多時間喎咁差點。嗰個。唔係啦。未搞掂，嗌外賣先。 你飲咩啊？可樂、cider、creepy 嗰個咩好？ creepy 嗯，我咧，我要 cider。重新開機啦佢。係 hang 咗機啊！係啊，不過，唉，但係重新開機會會點啊？要 update 啊，如果重新開機。即係要等好耐。嗯。唔緊要啦，有嘅時間。外賣已經嗌咗，要等幾耐？嗱，佢咧就話係一個鐘，但係咧 應該就唔使一個鐘嘅。我個驗證初咧，咁佢派急咗一次，嗯。咁佢過期就要派急第二次啦。咁但係如果佢未過期前，我我再派急，佢會唔會派俾我㗎？嗯，唔會，要俾錢咯，好似。四千咯，頭先咪一年四千四啊嘛，即係你話想，你又咪咪即係 I mean，即係譬如我唔記得咗個密碼咁樣。我可以揾密碼嗰啲啊，可以。嗯，OK。 今日食超唔健康嘅雞腳，冇骨雞腳，見到啦有，逐問 由佢啦，佢遲早佢會過嚟嘢食呢邊㗎。超中意呢啲魚子。自從食完呢一個之後呢，上次食完呢個之後呢，跟住我屋企自製呢一個全 木白，特登買啲奶黐嚟翻嚟，買驚碟咁樣。個味係一樣。一模一樣。其實我覺得韓國嘢真係唔難整。你呢個其實都係將呢啲嘢咁樣撈勻嘅啫嘛，自己買料翻嚟整都冇問題。嗯？唔係，所以我咪話喺屋企裏面係覺得好，但係位置啊，跟住所有都唔方便。你都都係搭的士啊？都唔係㗎，我其實我近排搭少咗好多的士。 我中意搭巴士，因為但係巴士全部都唔喺屋企附近，全部都係即係譬如我要行十分鐘先會有我個巴士站，我覺得我唔想攞車之後，我仲要行十分鐘先翻屋企咯。但有巴士站嗰啲屋苑全部都好貴。之前住元南洞嘅時候咁樣，我攞車行幾分鐘就得啦。我唔知，我可能太以元南洞做基準，但元南洞本身又方便啊。 超級多謝朋友，佢借咗部電腦俾我，解決咗我嘅 e-banking 問題啦。佢甚至乎係成部電腦借咗俾我，因為因為佢反正佢平時咧都唔會用到部電腦，與其就咁擺佢屋企方塵，不如俾我用啦。因為我之後可能都真係會成日用到，因為我兩部 MacBook 都完全唔知會韓國嘅 e-banking 啦。所以其實今日我有個感悟就係、是，覺得朋友呢樣嘢就係你有問題嘅時候，我幫你解決；我有煩惱嘅時候，你俾意見我。咁今晚呢幾日啦，都有同幾個朋友聯絡， 咁啱大家互相都有啲煩惱，有啲困難，都係你幫我，我幫你咁樣，所以都算係解決咗問題咁。所以其實真係有能力幫人嘅時候呢，盡量幫人，我覺得其實自己都好開心。所以其實都慢慢真係越嚟越覺得。 如果自己係有嗰個能力嘅話呢，就盡量做到最好。分分鐘嚟一個小動作，覺得誇張啲，可能係救咗人哋一命嘅。忽然間有呢個感悟，因為我覺得其實每一個人每日都面臨住好多嘅問題啦，咁所以可以幫到人就幫。 好，講得太遠，出開去順便咧都去咗 Yankee 買啲蠟燭翻嚟，因為我屋企嘅蠟燭咧已經俾我燒晒啦，咁所以係時候補一補貨啦。咁我今次係買咗三款味道翻嚟，三個都超級香。喺屋企用嘅香薰咧，我自己比較偏好一點講啊，比較冇咁大路嘅味啊。今次買咗一大兩細翻嚟。 首先呢一個係蘆薈水，聞落去其實首先第一下係甜啦，有少少唔知大家有冇食過西瓜味嘅糖或者西瓜味嘅雪條，底下有嗰隻甜味，但係再仔細聞耐啲呢，有種清涼感，好似落緊雨溪水嗰個感覺。我就係因為呢一個清涼感而買呢一個嘅，呢個係 Greenhouse。顧名思義咧，就係一堆綠色植物嘅味道。 呢個味咧有少少似落完雨之後嘅草地， 唔知大家有冇發現咯？我真係好中意同落雨相關嘅嘢，無論係落雨嗰個好陰沉嘅畫面啦，落雨聲啦，或者係落雨嘅氣味咧。我都好中意。如果大家有住過村屋或者係經過好多樹木嘅地方，呢一個味係落完雨之後青草加泥土混合咗嘅味咯。我唔知點解我真係好中意呢啲好清新、好乾淨，成個環境、成個世界被洗滌過之後嘅味道。唔知我覺得聞呢啲味道 可以洗滌心靈。仲有一個就係 Balsam and Cedar。咁 balsam 咧，其實係其中一種做香水好常見嘅成分嚟嘅，佢就係嚟自樹木嘅 一啲油脂啦。cedar 樹叢木都係一個喺香水可以好成日見到嘅 base stock 嚟噶啦。佢係一個比較聞落似係冬天嘅味道。眯埋隻眼聞佢嘅話咧，你會覺得你身處喺一個白茫茫嘅雪地裏面啦，然之後有好多唔同嘅松樹圍繞住你，然後有聖誕氣氛嘅。雖然而家係春天啦，但係我覺得我聞咗呢個味咧。個人好心曠神怡，不過咧，同我去買蠟燭嘅友人咧，佢非常之唔識欣賞呢一個。 如果大家想知道我係中意咩類型嘅味道嘅話，可以入去聞下呢啲味道，咁樣大家咧就會知道我係中意邊類型嘅味道。我其實我中意啲味道好簡單，就係比較起嚟中意一啲輕身、通透、清涼、凍少少嘅味道，唔太中意啲暖嘅，譬如係 vanilla 嗰啲咧。其實今次呢個 vlog 咧，最主要係想俾大家睇下宏大街頭嘅狀況啦。其實可以見到宏大少咗好多人，但係都未至於話真係完全冇人流啦。宏大雖然有好多鋪頭冇開啦，但係都一路見到好多鋪頭裝修新開嘅。韓國喺琴日九號咧 就 正式取消咗某啲國家嘅免簽證入境啦。誒、香港、台灣、馬來西亞、新加坡呢啲全部都係包含在內嘅。本身明洞係觀光區啦，主要嘅客人都係觀光客啦，咁所以明洞咧應該好受影響。應該係會更加死氣沉沉，所以如果即係我有嘢做要去明洞或者我經過明洞嘅話咧，咁我咧都會拍片同大家分享下明洞而家嘅狀況係點樣。咁今日嘅 update 咧就到呢度啦，因為我最近都出多啲片啦。如果大家撳訂閱同埋隔離個鐘仔嘅話咧，就唔怕 miss 咗我最新嘅 video 噶 啦。咁我哋下條片再見啦，多謝大家收睇，拜，晚安。